Yeah.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킨도 파티예요 아 여기는 닭티코랑 누텔라 허쉬 우유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준비하다가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렸어요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